무화과잼이랑 저희 엄마가 해주신 포도잼 뭐 오토잼도 저도 뭐 오토잼 제가 요즘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 딸기잼이에요 그, 그 빵이랑 뭐, 그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빵이랑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소 냉장고에 한 박스를 갖다 놔가지매 하루에 다섯 개씩 가지고 다니고 멜버드도 먹고 했는데 이 딸기잼을 소개를 해드리자면두 가지의, 두 가지의 모양으로 나눠요 처음에는 이렇게 치약처럼 까서 쓸 수 있는 모양이랑 좀 약간 먹는데 심심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짜서 먹을 수 있어요 별 모양도 있네? 그건 몰라 어떤 걸 이용할까? 저는 이거 돌리기 귀찮아서 그냥 하고 지 그거 먹어요 제가 딸기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저희 가족은 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리 가래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래떡을 딸기잼에다 한번 찍어 먹어요 멋있습니다 가래떡에 딸기잼? 진짜 맛있어 뭐 우리 가족 그렇게 보는데 근데 우리 가족 그렇게 보는데 지금 완전 아니, 비약, 이거 진짜 비약 발현하고 있어 완전 어머 이렇게 하면 햄버거에 딸기찜 찍어 먹어요? 조만 사실 난, 나 딸기찜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조금 뿌려가지고 맛이 안 날 것 같아 별로야? 여러분 햄버거에는 딸기잼이 아닌가 봅니다 이로써 저의 딸기잼 TMI는 끝 그 저는 수정보고 아니다 영 잘하세요